올 겨울을 핫하게 달굴 핑크빛 유혹 최초이자 최후가 될 뽐나는 쇼핑 방송 시카 뽐 쇼핑 딸기 우유처럼 sweet한 큐티하니의 재리 시미즈. 무대 위에선 남미 언니 무대 밖에선 천사 언니 리안. 흔들림 없는 편안함 그 안에 감춰진 검은 속내 H1 당신의 동공을 확장시킬 볼륨 당신의 고막을 강타할 볼륨 Street tension fighter 가비 피넛 지금 시작합니다 쇼스트 갑이 피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올겨울 여러분들의 폼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대박 상품을 저희가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라치카 굿즈 라인업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오라운드에서 단독 판매되고 있는 라치카 굿즈 그 첫 번째 상품!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라치카 후디 칠종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상품, 여러분을 발끝까지 힙하게 만들어줄 라치카 헤이 슬라이드 2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홈쇼핑의 매력은 뭐다? 경품 이벤트죠, 여러분. 어, 이벤트!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해온 경품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비밀 네? 벌써 말하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 언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제품 보여드리는 중간중간에 surprise로 저희가 이벤트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skip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예. 예. <laughs> 오늘 이 방송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뭐야? <laughs> 세계 최초니까! <laughs> 라치카 굿즈 최초 공개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좀처럼 뵙기 힘든 대단한 분들이 모셔왔거든요. 저희가 우선 지난 몇 달간 한땀한담온 정성을 굿즈에 쏟아주신 굿즈장인 디자이너 혜원킴 선생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제품의 뽐을 제대로 보여주실 top 모델 리안 앤시밋 파리 컬렉션에서도 힘 뵙기 힘든 분들인데 오늘 특별하게 와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어떤 문의든 은은한 미소로 답변해드릴 상담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laughs> 오늘 라츠카가 준비한 풍성한 제품, 풍성한 재미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랑 이 단독 판매되는 라치카 굿즈 그 첫 번째 상품은요 어, 올겨울 여러분을 힙하고 핫하게 만들어드릴 라치카 후디 7종 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저희 라치카 후디를 추천드리는 이유 그 첫 번째 두둥 어디 뺏겨 온기 절대 안 뺏겨 어 따뜻해 예, 따뜻한 기모 안감 후디 안감을 보면요 아, 대단히 보들보들하고 딱 따뜻합니다. 촉감이 아주 그냥 아기 피부 같아요, 여러분. 엄마 품처럼 따뜻해요. 아, 어, 지금 안겨져 있거든요. 이런 포근함 난생 처음이야. 와와와와. 아. 아직 제품이 소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의 전화가 북발치고 있어요. 문의 전화 지금 아우 막 폭주되고 있지 않 네, 네네네. 네. 어떤 주문들이 어. 계속 전화 왔습니다. <laughs> 아니 네, 전화를 놓지 않아요. <laughs> 어떤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특히 기모는 따뜻하긴 한데 좀 답답하지 않느냐 전혀!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떠냐 착용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모라고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은 느낌 땀 한번 나면 찜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두둥! 라티카 아, 아. 후드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드라이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저희 라치카 후디기 때문에 수분 배출 완벽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수기는! 어, 방수기는 제가 예예예. 예. 이거 입고 뭐 문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수영복처럼 <laughs> 한번 하고 있까요 아니, 너무 사기가... 마지막 세 번째, 두둥! 두둥! 우수한 통기성! 예! 원단에 대해서는 디자이너 선생님 모시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번 와보실래요, 선생님? 네, 디자이너 선생님. 듣고 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예, 예.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예, 그쵸? 왜 이렇게 마, 맞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 원단을 강력 추천하셨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이 드라이 원단을 고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따뜻해도 답답한 건 저희 싫잖아요 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네네. 네. 네, 너무 예쁘네요 뭐. 선생님 너무 아, 천재세요 저는 아, 저희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후드티 입고 또 땀 흘린데도 네. 불구하고 또 통풍 운동 잘 되네 오, 어, 수영을 또 거야 수영장에서 들어가 <laughs> 방수기는 되나요? 어, 그거는 어. 조금 어, 네. 아, 방수기는 되지만 수영은 네. 좀 그렇다 그럼요 생활방수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 대단하셔 진짜 대단하세요 어, 드라이 원단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드라이 원단의 쾌적함 과연 어느 정도일지 저희가 직접 실험해보기를 위해서 시중에 파는 일반 기모 후드티를 준비해왔는데요. 자, 그러면 미즈님은 전달드린 비교 제품을 착용해 주시고요. 네. 저희 리안님은 라티카 후디 그대로 입고 계시면 됩니다. 네. 땀을 내신 뒤에 두 분이 느끼는 착용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식음을 많이 주나요? <laughs> 드라이 원단의 효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마저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죠. 자, 네네 지금 많이 <laughs> 지금 땀이 나냐 안 나냐 막 이렇게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뛰세요. 네네네. 어, 열심히 주고 계십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laughs> 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라치카 바시티 로고 후디 화이트 너무 예쁘죠? 가장 무난하면서도 예쁜 컬러인데 리안님의 핏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느낌이긴 한데. 와와와 <laughs> 예예 예. 청순한 예, 동작 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유 핏이니까. 네 예. 청순. 깔끔함으로 어필하시고 싶은 분들 2022년 캠퍼스 여신이 되고 싶으신 분들 꾸안꾸 매력이 돋보이는 화이트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너무 예뻐요 제일 하얗니다 네. 예 다시 땀내기 열정해주세요 아, 네. 네. 자 우유빛과 화이트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카스나 블랙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 컬러는 라치카 로고가 있는 라치카 varsity 로고. 이 varsity가 아, 로고가 있고요. 세련이야, 세련. 네. 지금 저희 상담원님께서 입고 계신 라치카 퍼즐 후디 이렇게 총 두 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블랙 two X 사이즈를 입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라치카 아, 이름이 다 있어요. 아, 예. 다 있, 라치카 이름 이다 있군요. 어, 진짜 라치카 팬분들 너무 사랑하시겠다. 큰 레터링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멋있으면서도 재밌는 라치카 퍼즐 후디 블랙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yes. 아니 그나저나 우리 모델분들이 좀 슬슬 지치셔가지고 아, 네. 어, 제가 눈 풀렸거든요 저 사람 예예예 예, 예. 예. 예, 좀 지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되는 게 미션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뛰어다니셨는데 살짝 좀 삐지 풀면서 식으신 것 같아요. 그 막간에 춤을 한번 해볼까요? 뭐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어, 백결? 5, 6, 7, 8 백결! 타사 제품을 입고 계신 미즈님 지금 사용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이거 아, 벗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 사실은? 네. 퐁퐁이 네. 아, 아,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아예, 아예 안 되고 있나 보다. 네. 어. 그럼 라치 카우드를 입고 열심히 움직여주신 리아님은 어떠신지? 어떤 막 느낌이 어떤가요? 느낌이, 느낌이? 되게 안 입은 것 같아. 안, 입, 안 입은, 안 입은 것 같다. 네, 집에서 지금 벗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 원래 원래 집에서도 잘 안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아니 여기를 다 휩쓸고 다니셨어요. 막 원을 그리면서 휩쓸고 다니셨는데도 지금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지금 숨만 차요 지금. 아. 괜, 한 짓을 하는 느낌. 아 저는 무거워 죽겠어요 이거. 네. 답답하고요. 아 어, 그래. 아. 언니는 막 가볍게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아. 저는 지금 완전 이렇게. 저 못 가요 지금. 네, 리아님 표정만 봐도 드라이 원단의 쾌적함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열심히 땀 내주시느라 리안 미즈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럼 미즈님은 얼른 가서 쾌적한 라치카우드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제가 살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기모로 따뜻함도 잡고 드라이 원단으로 쾌적함까지 잡는 라치카 후디. 이제 남은 컬러 핑크 보여드릴게요. 미국 하이틴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고급 핑크예요. 이거. 미국 이제 하이틴 치어리더야. 그래도 주장인데 약간 센터에서 이거 입고 라치카 라치카 라치카 라치카 하늘 네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레터링 컬러도 되게 다양한데요 여기에는 지금 민트 색깔 민트, 예, 민트 색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ky 컬러도 아, 있고 스카이 또 여기 gray 컬러도 있고요 또 라일락 컬러도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민트 레터링이 들어간 핑크 후디 2X large 사이즈를 입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핑크라고 하면은 너무 여성스럽거나 혹은 촌스럽거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딱 봐도 그런 분홍색이 아니라 굉장히 예쁜 baby pink의 컬러입니다. 우리 미즈 모델님 좀 보세요. So cute and sexy. Yes. 섹시하면서도 귀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나츠카 핑크 hoodie와 함께하면그 어려운 거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싶으면 이거 입어요 yes, 지금 yes. 바로 핑크 주문 주세요 주세요 yes. 컬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모델분들이 세 가지 컬러를 모두 착용해 주셨습니다 핑크는 왠지 치어리딩부에서 센터할 것 같은 학교 인기녀 같은 느낌! 오, 네. 예! 화이트는 남자들이 남몰래 좋아하는 첫사랑 그녀 같은 느낌 어, 뭔지 아시죠? 그녀. 아, 나 그거 뭐 그런 거 해보고 아, 싶었잖아! <laughs> 네, 블랙은 눈으로 욕을 막는 것 같아요. 어, 욕을 확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크폭스가 네. 아주 물씬 풍깁니다. 점 찍어두신 제품들 지금 오라운드 앱에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델분들이 착용 사실 공개되자마자 또 문의 전화가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문의 상황은 어떤가요? 정말 애쓴다고 응원해주시는 연락도 있었고요. 어, 후드티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는 게 예쁠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디자이너 선생님 한번 모시고 다시 함께 얘기를 나 준비가 진짜 웃겨. 디자이너 선생님 왜 이렇게 바쁘시죠? 네. 바쁘셔. 아, 뭔가 바쁘신데 계속? 네네, 네, 디자이너 선생님 한번 와주실까요? 네, 네네. 네. 아 선생님 후드티 styling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네, 이렇게 패턴 있는 바지로 이렇게 꾸안꾸 아, 네. 스타일로 아, 네. 또 여기에 요즘 그 레깅스 같은 styling으로 오, 어, 맞아 아시죠? 후드에 레깅스에 부츠 오, 어, 역시 네. 존경해요 아, 꿀팁 전수 감동이야 조금 네 꿀팁 전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경품 이벤트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예스! 퀴즈 풀 준비 되셨나요? 네! 뉴퀴즈! 라치카 굿즈 다음 상품은요 라치카 헤이 슬라이드 2종 되겠습니다 벗겨지지가 않아 아 슬리퍼가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어, 신기만 해도 절로 춤이 쳐지는 마지막으로 자신감 증진 효과! 8년 아! 만에 저런 모습 처음 봤어요